어우 축배 축배. 네, 그, 이 샴페인 같아 보이겠지만 유자 유자입니다. 아, 오케이 아, 유자 유자. 목에 유자 아이스티. 유자 아이스티고 우리 어, 정국이는 야, 감사합니다. 일어나자마자 우, 유를 마셔야 되니까 지금 우유를 준비했어요. 아 정국 우유 좋지. 자, 짠하시죠. 야, 건배합시다 유자로. 진짜 유자네. 아, 야, 네. 아, 네. 일단 정국이 생일 축하. 뭔가 생일에는 빌보드 1위도 하고 기분 좋겠다. 그러니까. 야, 좋겠다. 뭔가 좋겠다.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. 또 이제 빌보드 케이크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맞죠? 아, 빌보드. 어초 이건 이제 지나습니다 꾸미면 되는데 하트로 아미 글씨를 쓰는 건 어때? 한글로 빌보드 핫백 1위 약간 주저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너무 좋은 사실 이전에 윤경이 너무 많은 주접을 떨어서 저희가 주접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어 빌보드 1위 가수하냐 아, 빌보드 1위 가수 포드사냐 뭐 1등이니까 이렇게 하나 꽂아야 는거 아니야? 아 좋아 좋아 2축하합니다 1축하합니다 뺏기가 더라고 네? 아, 아, 드디어 공감해 주더라고. 아프면 핫팩 1위 하십시오. 네, 아프면 아빠 <laughs> 아집니다축드립니다 야, 아, 이거 아프면 핫팩 1위다. 피가 막 절고 건강해 주더라고. 미국 시간인지 나 몰랐어요. 음. 막 기다리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네. 떠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엄청 울다가 이제 형이랑 얘기하는데 야 내 옆에서 자라고 했어요 얘한테 음. 옆에서 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강인 키친이가 전화가 온 거야. 음. 전화 왔죠. 야 우리 성공한 거야 막 뭐 이렇게 우는데 야 야 야 왜 울어 왜, 왜, 왜 울어 아, 저는 7시 지쳐가지고 잤어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지민이가 거의 우열을 하면서 아 고생했어 제가 잘때 테이프 붙이고 나거든요 코고니까 해서 테이프 붙이고 뭐 주민아 어 아니요 이거 이거 정말 수고 이거 짱이야 수고하고 원래 좋아요 나 오늘 뺨 맞아도 오케이. 오케이. 저 민지가 수가 딱딱 때라고 는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. 아유. 언제 때려오겠냐 수가 형. 아유. 백대 말이 맞다. 아니 정말 생일 축하한다. 그러니까. 갑자기? 예. 아니 근데 야 참 신기하 어떻게 이 생일이냐 야 부럽다 야 <laughs> 아, 진짜, 아 진짜 부러워요 어, 아니 뭐 쌍한 9에뭐 없어? 그니까 생일 수저야 생일 수저 월대 뭐 생일이 좋네 우리 엄마 왜나 12월에 나왔지? 형님 이거 생일 선물 전화해서 한번 그러니까. 여쭤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일본 일이 한달 생일이니까 기분인데 이상해. 네, 머리도 좀 이상해. 왜? 뭐, 무슨 머리야? 파마했는데 강변. 네, 손잡이를 만들어 왔냐? 우리도 뭐 축하 받는 것도 뭐 왔는데 사실 진짜 맨날 아,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아또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진짜 진짜 근데 너무 진짜 나는 우리 그룹과 우리 그 아미가 너무 좋아.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음. 같이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같이 기뻐하니까 음.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빌보드 가스 팬입니다. 야 멋있네요. 아, 빌보드 가수 팬입니다. 빌보드 가수 팬입니다. 네. 네. 자 오늘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. 네. 어떻게 이걸 해내셨습니까? 자 정우 씨 16년도 전국 인터뷰에서 24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다음이 기대되는 나이가 있으십니까? 저는 이제 25살? 아, 아, 아, 내년이네. 아, 내년에 또 무슨 아. 일이 있으려 그래. 내 25살보다 네2 5살더 기대된다, 야. 아, 너, 너, 너, 너 지났잖아. 어, 지났죠. 좀 재수 없는 말을 아니, 아니. 아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. 아니, 재수 있는 말. 있는 말이긴 한데 네, 재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. 저 꿈을 다 이뤘습니다. 아 실망인데? 아, 이게 더 멋있는데? 아 이제 꿈이 없어요. 이 정도야? 우리 더 나가야지. 너너너 그릇이 간장 음식밖에 안 되는 거야? 안 돼. 꿈을 다시 생각해보자.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. 그래서 꿈이 있어. 무슨 뭐야? 투어를 하는 거. 연하다뭐 무대에서 울 수 있을 것 같아. 아 완전 울죠. 원하면서 울면서 노래 부르는. 울면서 두 음. 시간, 음. 두 시간, 두 네 시간 다 음. 아, 울면서.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까지 아. 되니까 너무 아, 더 보고 싶어졌었던 것 같아요. 나 아미 사랑해요 외치 끝내. 오케이 다 아미 사랑해 하면서 이제 네. 한번 허사하게 웃으면서 한번 네. 체크를 해시다 하나 둘 셋. 아미 사랑해.